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대학 새내기 분들 또는 개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메이크업 포인트는 깨끗함과 사랑스러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프라이머인데요. 피부톤도 환하게 밝혀져요 단독으로 발라도 좋고 파운데이션 전에 광채를 미리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자칫 유분기가 많으면 파운데이션이 밀릴 수 있으니까 티슈로 얼굴을 한번 톡톡 찍어서 유분기를 잡아주고요. 파운데이션 바를게요. primer를 촉촉한 제형을 써서 그 위에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지속력을 높여줄 거예요. 이거는 Real Techniques 스폰지인데 이거로 마구마구마구 두드려주세요. 이거의 저렴이 버전이 다이소에서 파는 물방울 퍼프인데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serum concealer로 눈 밑과 코 옆을 중점적으로 밝혀서 얼굴에 페인 부분 없이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 압축 파우더는 오일 흡수력이 좋아서 종일 번들감 없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준답니다. 저도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해요. shadow 바를 때는 꼭 eye primer를 사용해야 지속력이 높아지고 쌍꺼풀에도 끼지 않거든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NARS랑 Bobbi Brown VDL Urban Decay 제품을 완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먼저 음영 shadow를 눈 전체에 발라서 눈 피부 톤을 살짝 고정해 주고요. NARS의 콸라룸프르 바이올렛 컬러를 깔아주고 아이라인은 짧게 그려서 눈을 좀 동그랗게 살짝 올라가 보이게 만들게요. 갈색 아이라이너 pencil로 눈 끝부분부터 먼저 그려주고 그 위에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그 보라색 컬러를 blending 해주면서 뒤로 방향을 살짝 빼주세요. 살짝 올라간 눈매는 웃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새초롬하면서 귀여워 보이거든요. liquid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아까 pencil로 그린 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눈 끝만 잡아주고요. 눈 중앙 부분은 점막만 채워서 또렷하지만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눈 밑에 삼각지점은 4개의 음영세 도구의 끝판왕이죠. 에스프레소 컬러를 사용해서 살짝만 채워주고요. 속눈썹은 피카소 36호를 붙였고요. 꽃형 꼬지를 불에 달궈서 내 눈썹과 함께 컬링을 해주고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언더까지 잘 발라주고요. 이 마스카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이 사용 니다 지 않고 눈썹이 굉장히 길어져요 자연스럽게 아 눈썹 제품은 다 올리브영에서 거의 구입을 했네요 눈썹을 그릴 때 꿀팁 앞머리에 주황색 섀도우를 좀 섞어서 바르면 자연스러운 눈썹이 완성이 돼요 눈 앞머리가 항상 진해져 가지고 인위적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황색 shadow를 섞어서 바르는 게 제일 좋고 pearl이 없는 제품 쓰셔야 돼요. 좀 더 정교한 부분은 얇은 brow pencil을 이용해서 메꿔주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연스러운 눈썹 그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tone down된 장밋빛 컬러로 얼굴에 음영 같은 혈색만 살짝 넣어주세요. 이런 컬러가 좀 발랐을 때 칙칙해 보일까 걱정되는데 바르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얼굴에 자연스러운 shading 하고요. 입술은 생기 넘치는 오렌지 컬러를 바를 거예요. 중앙에 바르고 깨끗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 외곽까지 물들이듯이 펴발라주고요. 브러쉬로 많이 두드려 발라야지 지속력이 높아지고 치아에도 묻지 않아요. 어, hard한 남성용 스프레이로 약간 헝클어진 듯한 자연스러운 단발의 텍스처를 만들어주고요. 네, 이제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정도면 뭐 개강 여신은 바로 너너너 거기에 남자들과 대화할 때 적절한 호응과 환한 미소 눈웃음 장착은 필수인 거 아시죠? 마냥 끌리는 사람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